2021년 2월 6일 원정 17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개신게라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뭐, 무키야? 뭐야? 뭐야 방금? 뭐야? 뭐야? 이쪽이라 이게 사람 있을 수가 없잖아 이 곰팡이가 많은데 어? 뭐야 어? 뭔 소리야 누구세요? 소리 방금 뭐야? 깜짝이야 씨발 누구예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 당신 누구십니까? 뭐야? 누구세요? 뭐야? 누구세요? 계십니까? 계십니까?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. 잠깐이면 됩니다. 허밍 소리 자꾸 뭐가 들려 네 개만 들리나? 음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아, 잠깐만요. 어?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. 이 기운이 안에 있는 기운이 아닙니다. 황보야? 뭐야 잠깐만 허밍 소리 안 들려? 음, 뭐 이런 거. 나만 들리는 건가, 지금? 나만 들리는 거야? 음. 아까 탬버린이 분명히 움직인는거 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데 지금 이 탬버린이 아닌가 봐 우와!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건 아닙니다, 형님들아! 어? 여러분, 수샷 준비! 수... 어? 수샷... 수샷 준비... 어? 저기요. 저기요 방금 방금 그루트야 여러분들 저 방금 봤습니다 머리 위에가 직각이었어요 이거 그루트입니다 야, 씨. 어. Oh, she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